뭐야 너네 둘이? 뭐야? 모카 뭐, 거의 자기 집이다 얘 냄새를 지 몸에 묻히고 난리가 났네 물썸이야 적혀있어. 안 응.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네 <laughs> 뭔가 날리고 입에서 건것 같아 움직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신났어 남자친구 와가지고 지금 할배도 고맙다고 난리 났다 지금 뭐가야 난리가 났어요 뭐가 <laughs> 어, 이거 두 배속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 먹는 게 중요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남자친구 왔는데 미꾸라지도안 먹더라니까 얘가 그미꾸라지도안 그러니까. 어, 먹어 얘, 얘 진짜 적응력 쩌는데? 뭐야 미끄럼지도 관심 가지고 미끄러지 자 들어 괜찮아 무서워 오. 와 저공룡 뭐야? 뭐야 얘? 얘 진짜 뭐야? 원래 걔도 살고 있던 애 같은데 장난감 장난감 재밌나 보다 아유 뭘 들어가래 경력 있는 거 모두 못가 이뻐 가 이뻐 가 이뻐 너네 뭐해?